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 메뉴에 빼니좀 먹방을 준비했어요 아임식들은 먹으면서 이름을 말해줄게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라라마라이 새우탕 가르마 불타 카르보 불닭이랑 삼각김밥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버렸네요 이제 디저트가 시작이에요 저는 디저트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보시면 조금 조금씩 남겼는데 아, 혼자 먹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남겼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있는데 나중에 꼭 잘 돼서 많이 먹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외에서 받는 디저트들 있잖아요 사고 맛있어요 어,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